이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 시작됐다 시작 여러분 안녕 있지 연습실 시작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늦어서 다들 할테니 어, 너무 이해 어려워 심지어 우리가 아침 아. 여기 약간 조명 아 이거 켰어야 되는데 오늘 유나가 저 아니 이거 켰으면은 아, 너무 아, 너무 아, 이렇게 아, 죄송해요 저희가 연습하다가 켜가지고 약간 약간 정말 내추럴한 빛이에요. 맞아요. 땀이 송글송글. 보고 싶어. 뭐야? <laughs> 다들 너무 열심히 연습했어. 아무 땀. 아, 아, 더 여러분 뭐하고 있으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다렸대. 진짜? 어? 여기 보니까 뒤에 제활핀도 나온다. JYP? 저희 오늘 완전 핑크 연습실. 처음 보시는 배경이죠? 핑크 연습실. 유나, 유나가 좋아하는 핑크색 친구들이 핑크예요. 여기는 2층 연습실이에요. 네, 맞아요. 지하 연습실이에요. <laughs> 저희 맨날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시험 공부. <gasps> 시험 공부 아직 시험 안 <gasps> 끝나셨나? 아, 네. 기말 기말 준비하시는 아, 네. 아, 아. 거 언니 너무 틀린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다음 주 교무실 출입 금지. <laughs> 맞아 맞아. 라고 나 오늘 한적 왔어. 어반 반. 도전 한적 네. 갈래? 사실 잘 어, 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가봐. 아, 아침에 같이 일어나다. 우리 JYP. 아침에 아침에 교구 없 같이 내가 깨워줄 같이 해서 운동장에서. 어, 내가 7시 반을 알람 짱게 틀어줄게. 아침에 교복 어. 없으면 나야. <laughs> 여러분 오늘 화요일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뭐 하셨나요? Summer vibe. 우리 각자 빨리빨리 한 명씩 빠르게 5번지 얘기해주자. 저부터 시작? 저 오늘 아침에 이날리는데 여기 뾰루 지나서 속상했어. 어. 기 음. 음. 음. TMI다. 오케이 오케이 TMI TMI. 저는 오늘 아침에 다 씻고 이제 회사 갈 준비하고 있는데 리아가 자다 왔어. Good morning. 그래가지고 네, 리아랑 아침부터 얘기를 나눴어요. 맞아요. 저의 TMI는 어, 저는 오늘 어, 샐러드를 점심에 샀는데 스테이크 치즈 샐러드였어요. 음, 자 다음 음. 샐러드를 먹는 음. 이유는 저는 오늘 침 맞고 왔어요. 아, 아 어떡해. 우리가 너무 열심히 연습했어. 맞아. 저는 저녁에 이제 매운 소스에 닭가슴살 비벼 먹었는데 매운 소스 막, 아, 연습할 때 막 속이 아팠어요. 매운 소스는 괜찮은 점이다. 매워가지고 나중에 요거트 먹었잖아요. 맞아요. 윤지수 언니 요거트 한 입 뺏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맞아. 우리 되게 화사하게 아, 나왔어요. 시작해서 아 진짜 학교만 가면 힘이 빡빡 빠져요. 쫙쫙. <laughs> 언니 언니 아닌데요? 아니 저는 에너지를 얻고 는데요 진짜 저 월요일 밤 되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이 보고 싶어 서운하고. 맞아 맞아. 왜 학교가 힘들다. 학교 친구들 덕분에 우리 3학년 5반. <laughs> 어, 어 우리도 하자. 우리 1학년 1학년 5반. 1학년 5반. 오늘 여러분 일이 무엇인지 나도 봤는데 기억이 안야 <laughs> 이거 너네 작을때 찍은 거야 이거. 맞아, 나 아. 작을때 찍었어. 우리 진짜 이게 이륙하는 거를 듣고 자야 되는데 너무 절수 이륙하라고 자. 아 여러분 오늘 이치이치 보셨어요 뉴요 오늘 거 재밌죠? 저희 그 연습 쉬는 시간에 봤는데 이치이치 봤어. 저희끼리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 댓글에 예지수 딱 써주셨어요. 아, 음, 착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받아주실 수있어 착하시네. <laughs> 너무 했을 때. 언니들이 학교 뭐 시험 때 아침 챙겨주나요? 아니요. 자고, 자고 있어요. <laughs> 항상 자고 있어요. 음. 음. <laughs> 그럼 우리가 이번에 한번 챙겨줘. 진짜? 진짜? 저는 사실 근데 생각 나는 정말 거르지. 뭐. 근데 아니 거르지 않을래. 그 대신 맛은 잠깐 못해. 근데 나는 진짜 잘 챙겨줄 자신 있어. 나 갈비찜. 그러면 난 샐- 나할 아, 수 있어. 아, 샐러드 그 대신 채영이가 전날 밤 밤을 못 잘것 같아. 내가 부엌에서 계속 우렁탕거릴 것 그러니까 그게 <laughs> 아니라 난 아침은 안먹으면 가볍게 먹는 거좋 <laughs> 그럼 가볍게 해줄게. 그럼 나 사과는 꽃 모양으로 잘라줘. 어. <laughs> 뭔지 알지? 어. 나는 이게꽃 모양으로 그럼 나 이제 붕대 당할 거 여기. 손 닿으니까. 여기. 사과를. 하트 하트 포즈 주세요. 하트 포즈. 계속 하다가 쿡방 해주세요 쿡방? 쿡방 맛있겠네 우리 멤버들 다 각자 잘하는 요리 있잖아 지수 언니 그때 타르트 만들어 올렸잖아 맞아요 네. 애플 파이 네. 타르트 네. 만들었어 제가 그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음, 7시간 걸리셨죠? 왜냐면 제가 그거를 빠르게 왜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 7시간 만든 거 그치? 그거 반주 퀴즈 시간 있지 맞아. 그것도 있는데 사실 그건 30분밖에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어요. <laughs> 근데 영상에서 만드는 밀가루 양과 이걸 넣는데 제가 산 그 파이 판이 영상 파이는 요만에 이만했던 거예요. 달라서 달라서 달라 달라서 반죽이 모자라서 계속 반죽을 붓고 붓고 붓고 해서 했다는 거죠. 아, 아. 계량을 잘못해서 음. 그 영상 따라했다가 잘못됐어. 양이 달라. 그리고 우리는 먹지 못했다는 <laughs> 먹고 싶었었어 카톡만 봤거든요 아. 예지 언니가 저희한테 막 어묵 볶음도 해주고 콩나물 무침도 해주고 유진이는 파인애플 잘 썰어요 파인애플 근데 제, 저희 저희 어, 저희 숙소에서 네, 저희 숙소에서 과일 담당은 거의 채령 언니가 해요. 다들 과일을 너무 못하고 근데 나 나는 진짜 칼질 잘하고. 저는 칼질 정말 잘하고 못하진 않아. 나도 칼질 잘해. 난 내가 뭐 복숭아 깎는 거 깜짝 놀랐잖아. 복숭아 깎때 그때는 잘못 깎았어. 아, 그때 <laughs> 완전 기복이 있는 거야. 나 참외 진짜 잘 깎아. 제가 아침에 깎아먹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예준이가 뭘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조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뭐하나 보 뭐 키위를 진짜를 덩어리씩 <laughs> 덩어리씩 <laughs> 아 너무 못잖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걸 알았어 키위는 여러분 반쪽을 딱 쪼개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돼요 그게 제일 어. 맛있어 그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 그걸 알았어 아, 잘라는 건좋아 우리 진짜 아 이렇게 하면 물이 딱 보이면 거아 맞아 진짜 맛있어 그 달달한 골드킹 맞아 근 네, 우리 취향이 아닌가 봐 그런가 그런가 <laughs> 우린 깔끔하게 딱썰서 포크로 하나씩 맞아 우리 그리고 과일 과일도 과일인데 우리 자면서 뭐 룸메들끼리 어떻게 자? 약간 자기 전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laughs> 되게 자연스러워. 그렇지. 아, 아 자리 얘기로 좋았어. 아, 잠자리 이런 멋진 아, 궁금했구나. 오늘 우리 만나서 진짜 시끄러워. 항상 뭔가 불이 켜져 있고 유나 계속 노래 부르고. 근데 어, 그거는 있어요. 저희 방이 그래도 조금 소등 시간이 그나마 제일 늦은 것 같고. 근데 나 요즘에 진짜 빨리 자. 어 요즘에 일찍 자더라. 요즘에 제가 잠이 유나 가끔 안쓰러울 때가 많아. 응. 유나는 2층 침대에서 잘 자고 있는데 불 환하게 켜져 그러니까. 있는데. 나 진짜 야불 꺼있을 때가 대부분이 없는 소리야. 맞아. 음, 아, 진짜요 방금 조금 오버했다. 어. 볼거 있어서 내가 핸드폰 홀시키고 뭐 이러고서 막 전화 와주는데 방금 나좀 그래 어찌됐건 저희는 아 저희는 어, 뭐 하고 자냐면요 여러분 저희는 그거 해요 1층이 둘 다 비슷한 시간대에 잠들 때는 불 꺼놓고 제가 미국에서 사온 랜턴이 있어요 <gasps> 이거 진짜 랜턴인데 좋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조명이어서 바실이 아, 진짜 예뻤어 예, 아 예지래 <laughs> 유나랑 저랑 노래 연결해서 잠들기 전에 듣기 좋은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감상하다가 자요. 그러면 그 노래 하나 추천해줘. 아, 너무 좋은 노래가 많은데 그럼 너네 먼저 얘기하고 있어봐. 내가 우리 고민하고 있다. 난 있는데 난 얘기할게. 예지 언니랑 그래, 저는 그냥 뭐 그냥 누워있어요. 네. 누워있는데 저, 아 맞아. <laughs>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또 서로 얘기할 게 생기는 날이면 또 둘이서 얘기도 하다가 뭐지? 노래 추천하고 있어. 진짜? 나도 있어. 추천하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무슨 노래 듣냐고 여쭤보셔서 아. 대답해 줄게요. 저는 토리 켈리 디얼 노원 진짜 좋아요 맞아 연습생 때부터 많이 들었었어. 네. 토리... 노래방 가면 꼭 부르더라고. 이게 사연이 있는 게 <laughs> 월평 때 제가 처음 들어오고 그 노래를 받아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노래가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솔직히 여, 연습 때문에 한 몇백 번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흔히 듣고 있는 저녁에 음. 들으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저는요 그게 있어요 언니가 랜턴을 사왔는데 그게 처음에 체력이야 그 뭐야 그 아, 근데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해 아. <laughs> 네, 저는 그냥 딱 그 제목이랑 말씀드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말리브 나이트라고 레니 음. 레니 그 아, 네, 너무 있어요. 좋아요 제가 그거 멤버들한테 다 들어보라고 그러고 다니고 제가 뉴욕에서 계속 들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추천해주라고. 음, 난 좋아하는 선배님 두 분 계신데. 저는요, 그래서요, 제가 얘기를 <laughs> 계속 할게요. 그 숙소에 랜턴으로 연결해서 틀었는데요, 노래가요. 음. 기구봉구 <gasps> 선생님. 선생님 선배님 아, 선배님. 아, 맞아 전에도 좋다고. 맞아 전해주고. 아, 제가 유일하게 어. 저는 사실 음악이 제 기분에 따라서 막 맨날 변하거든요. 뭔가 듣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어. 근데 개구보고 선생님들 선배님의 노래는 <laughs> 제목이 별이요. 언니가 <laughs> 이별. 이별. 이별. Star. You're my star. 저는 어.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백예린 선배님, 폴킴 아, 선배님 아, 좋아하는데 맞 playlist가 폴킴 선배님 노래랑 백예 선배님 노래 꽉차 있어가지고. 근데 혹시 잠잘 때 나도 폴킴 선배님 노래 진짜 많이 들어. 채령이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백예린 선배님 노래 부르는데 음색이 또 채령이 잘어울려 나중에 오, 어,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한번 개인 라이 라이브 방송을 좋아요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저는요 그거 그 노래 저, 어? 없어졌어요 <laughs> 아이 저, 네 저는요 그 저는요 <laughs> 저는 그 라나 더웨이의 영앤 뷰티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어 Young and Young and Beautiful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무적 소시간이 노래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저 그 국제학교에서 친구가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쳐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노래가 되게 뭔가 슬퍼요. 너네도 불러봐 오늘 자기 자기가 오늘 이거 해줄게 켜줘 가사도 그렇고 조금 울컥 모든 사람들이 다 울컥할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어 지금 이제 곧 1시간 반 뒤면은 태영이 어, 그러니까. 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예지 언니 생일이었고 맞아요 정말 저희 선물 다 전달했고요 우리 신기하게 <laughs> 연결돼 있는데 유나만 왕따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쭈구리가 되네. 아니야. 특별한 거야. 특별하니까. 아니 이제 아, 만, 아, 만 아, 12살 아니 그, 내년에 당황 얼마 <laughs> 몇 살이었더라? 유나 몇 살? 진짜 몰랐습 이런 지부터였어 그게 어 그치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 분위기는 너네가 만드는 거야 정말? 그랬어? 아 너가 한 거야? 나 아, 내가 일하고 들었어 잠깐만 이걸 봐줄래? 아 진짜 큐트는 다 내가 나중에 덜려 감사합니다 정말 보시라요 맞아요. 지금 시간이 막 늦진 않지만 한 이 정도면 이제 슬슬 다들 하루에 마무리? 마무리를 할 때죠. 정말 저희가 좋은 마무리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오늘 연습하고 사실 연습하다가 여러분들 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습을 마치면서 이렇게 켰는데 저희도 이제 숙소로 가서 각자 가까이 가도 돼요. 노래 들으면서 <laughs> 진격 음. 여러분도 저희가 추천해드린 노래 듣고 오늘 good night 하셨으면 좋겠어요 ITZY 꿈꾸세요 그리고 그 웬만하면 체령이 생일이니까 체령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 뭐야 그래, 그래. 체령이 어, 생일 파티 가는 꿈 좋아, 그래 좋아. 그래 그러면은 빠빠이 빠 아뭐 해 언니가 해 언니 뭐한 마디 딱 하고 언니가 아, 딱 센스 있게 내일을 위한 아이가 어, 오늘 오늘 저처럼 사랑스러운 꿈 꾸시고 음.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언니도 해. 아, 안녕. <laughs>